조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선언한 것은 mainstream 뉴스들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CNN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닙니다. MBC 뉴스가 아닙니다. ABC 뉴스가 아닙니다. USA Today가 아닙니다. Fox 뉴스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미국의 헌법에 의거해서 미국 국민이고 그것이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은 1월 6일입니다. 1월 20일 취임식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힘이 필요합니다. 빛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도 필요합니다. 동이트기 바로 전이 그 어두운 중에서 가장 어둡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백악관 주변을 평가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측근들은 지금 하루를 열흘처럼 하루를 한 달처럼 하루를 1년처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자신은 겉으로는 골프도 치고 느긋하게 보이지만 머릿속은 하루가 1년처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내적인 진통과 수많은 논란과 그런 진통 속에서 내년 1월 6일 그 디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시드니 파월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이다. 자 이것이 트럼프의 입에서 확실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트위터 하나로 암시가 된 것이긴 한데 실제로 스드니 파월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백악관 주변의 수많은 보좌진들에 의해서 스드니를더 이상 만나는 게 안 된다라고 이것이 차단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결단 부족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측근들이 시드니에게 공이 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약간 음모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백악관의 보좌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검증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우수한 두뇌와 많은 경험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단순히 트럼프를 알기 때문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여러 개인의 스펙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뽑혀서 들어갔을 겁니다. 트럼프가 4년 연임을 한다면 보좌관들 역시도 4년 동안에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커리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트럼프와 자신이 공동 운명체처럼 이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거라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시드니 파월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를 통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와이하우스의 스페셜 카운슬이었다. 백악관의 특별검사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검사라기보다 법률 고문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만약에 이 시드니 파월이 대통령과 연락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은 훗날 밝혀질 것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시드니 파월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직접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드니 파월 says, 시드니 파월은 말하기를 White House aides, 백악관의 측근들이 are blocking her efforts to help Trump. 트럼프를 돕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을 백악관의 측근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Attorney Sidney Powell,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said, you know, December 23, 어, 12월 23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terview with the Jengar News와의 인터뷰에서 Senior White House aides, 고위 측근들이 are preventing her from communicating with President Donald Trump. 트럼프와 그녀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The interview followed. 그 인터뷰는 뒤따랐는데 What has been widely reported as a tense meeting at the Oval Office on Friday 금요일 날 백악관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a tense meeting 아주 격렬한 모임이라고 보도가 광범위하게 됐었던 것에 뒤이어서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first reported by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에서 최초에는 보도가 됐었는데 트럼프가 참석을 했고 파월도 참석을 했고 마이클 폴린도 어, 참석을 했고 비서실장인 마크 미도우스도 있었고 패트 시폴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 o 서인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있었고 어, 트럼프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reportedly participated by phone 전화상으로만 참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파월이 예, 참석을 했었던 것이죠. 이 파월 톨드 젠거뉴스, 파월은 젠거뉴스에게 그녀가 구두상으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죠. The position of Special White House Counsel, 예, 백악관 특별보좌관,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법률 특별 고문 뭐 이런 정도 이런 것의 지위를 제한받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during Friday's meeting 그 금요일 날의 그 모임에서 이, 이 모임이죠. 금요일 날의 그 모임은 이거죠.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t is not come to pass. 그게 통과되지 않았어요. Because 왜냐하면 it seems 이런 것 같았죠. 같죠. It was blocked after Friday night. 금요일 밤 이후에 그것은 막혔던 것 같아요. 또는 언던 또는 불이행된 거죠. 또는 I'm not sure 내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by senior White House staff 고위급 백악관의 보좌진들에 의해서 이게 봉쇄가 된 것이다 라고 그녀는 그런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이 시드니 파월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인터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Someone threw sand in the gears 어, 누군가가 모래를 기어에다가 뿌렸다는 얘기인가요? 모래를 던졌다는 그러니까 이 다 된 음식에 콧바트린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다 된 밥에 누군가가 모래를 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죠. Something like that, p o w e l replied. p o w e l 은뭐 그거 비슷한 거 맞아요. 뭐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겁니다. I've been blocked. 나는 차단됐어요. From speaking to or communicating with the president. 나는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거나 대통령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못하게끔 나는 차단이 됐어요. Since I left over office on Friday night, 금요일날 밤에 내가 백악관을 떠난 이래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스드니 파월의 일방적인 이 말을 이대로 우리가 듣고서 시드니 파월이 안 됐구나 시드니 파월이 억울하겠구나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시드니 파월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날 거기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사실은 그는 훗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대통령 측근들에게 들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 제안을 했지만 측근들은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막았고 대통령이 못 이긴 척 물러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설득되는 뭔가 키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어붙이지 않고 슬그머니 물러선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트럼프의 보좌관인 피터 나바로는 지난주에 Released a Detailed Report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Summarizing Election Irregularity Allegations and Six Battleground States 6개의 경합주에서의 선거 불공정 주장을 summarizing, 요약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Concluding that 이렇게 결론을 냈죠. They are serious enough, 충분히 심각하다. To warrant an urgent probe, 아주 긴급한 심층조사를 보장할 만큼이나 충분히 심각하다. And 그리고 substantial enough to potentially overrun the resource. 그 결과를 잠재적으로 그 결과를 뒤엎기에 충분할 만큼이나 심각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If these election irregularities are not fully investigated prior to inauguration day, 자 피터 나바로의 얘기입니다. 취임식에 앞서서 어, 이런 선거의 부정형 이 선거의 irregularities, 선거의 이상, 뭐 이 정도로 해두죠. 선거의 부정확성, 이런 것들이 are not fully investigated, 완전히 조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럼으로써 effectively allowed to stand, 조사되지 않아서 그럼으로써 결국은 방치가 허용된다면 This nation, 이 나라는 runs the very real risk of never being able to have fair presidential election again. 나바로 said in his report, 나바로는 보고서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는 결코 다시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게 될 대단히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보고서에서 나바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는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취임식 전에 이거를 바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1월 6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 이 일이 끝나면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내릴 수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것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고 계엄령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뒤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생각은 정말 그 존경할 만큼 의회 민주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관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골프도 치고 그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정중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 측근들과 의논을 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다른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가 더 있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돼서 직접 다섯 개 주의 선거에 관해서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거기에 수많은 증거들을 첨부해서 대법원에 직접 자신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전에 각하가 된 것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월가월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소송 당사자로서의 적합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자체의 소송 적격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거를 각하해버렸지만 대통령은 소송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본인이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료를 첨부했어요. 이번에는 수많은 자료를 첨부한 채로 대법원에 이것을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대법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볼 겁니다. 이것을 대법원이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번에는 법률상 소송 적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번에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적격자로서 선거의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료로 이것을 제출하면서 이번 선거 다섯 개의 메인 주들의 선거는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콜로라도주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1월 6일 날 상하 합동회의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주자로 자신이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 버버트는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on Thursday, 목요일 날 그랬죠. that on behalf of her constituents, 그녀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 she will object to 그녀는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Electoral College Resource in the January 6th Joint Session of Congress 의회 상하합동 회의에서 1월 6일 날에 선거인단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guided by the US Constitution and my responsibility to my constituents. 미국의 헌법과 나의 유권자들에 대한 나의 책임의 인도를 받은 나는 I will object to the electoral college resource. 나는 선거인단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것입니다. On January 6, 1월 6일 날에 말이죠. 트위터에다 이런 말을 post했습니다. 보버트는 비난도 받고 협박도 받을 겁니다. Boebert was criticized. 그렇죠 벌써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For the post 그 post 때문에 트위터의 post 때문에 그랬죠. By the news analyst and writer. 뉴스 애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accused the freshman congresswoman Berbert가 신입 여성 의원이 된 거란 말이죠. 공화당의 하원으로. 근데 freshman congresswoman 이 사람이 of a bombastic symbolic acts to further her congressional career. 더 이상의 그녀의 의원으로서의 경력에 폭탄을 맞을 정도로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차기 선거가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도 뽑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가이자 뉴스 분석가인 이 사람은 버버트를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다음 선거의 경력에 폭탄을 쏟아부은 것처럼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너 다음에 그래가지고 뽑히겠어? 라고 비난한 거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버버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m not here to make a career for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경력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I'm here to save our country from socialists. 나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사회주의가 심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똑같아지는 것이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공화당원들은 사실상 이 이런 일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 조 바이든이 사회주의자로서 이 나라를 거의 공산화에 가까운 쪽으로 밀고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회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겠다. 이게 버버트의 일성입니다. 버버트가 내세운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1월 6일 하원에서 17명 이상의 의원들이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의원 6, 7명 역시도 이번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것은 상원 하원에서 각각 한 명씩인데 이게 한 명씩이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수가 1월 6일 날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증거들이 제출될 겁니다. 증거들이 제출되고 거기에서 선거가 어떤 식으로 부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모여서 선거의 불공정성, irregularity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정답이 조 바이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선언한 것은 mainstream 뉴스들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CNN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닙니다. MBC 뉴스가 아닙니다. ABC 뉴스가 아닙니다. USA Today가 아닙니다. Fox 뉴스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미국의 헌법에 의거해서 미국 국민이고 그것이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은 1월 6일입니다. 1월 20일 취임식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